안녕하세요. 저는 임현진, 홍수민입니다. 아, 저희는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를 같이 졸업했고요.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나왔고 네, 저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저는 사실 미넨에서 왔고 친구는 이제 미국에서 오래 공부를 해서 사실 둘이 케미가 아주 좋아요. <laughs> 아니, 그러니까 연주 스타일 다르고 음. 성격도 되게 완전 정반대고 성격도 다르고 이제 체형도 다르고 연주하는 피지컬이 다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브람스 헝가리안 댄스의 오버하는 곡인데요 이 곡은 피아노 듀오곡으로도 되게 많이 널리 사랑받고 있는 곡인데 쌀사 버전으로 편곡된 곡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 들었을 때 되게 신이 나더라고요 한번 즐겁게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진가또세 번째 때 발을 밟았는데 음, 좀 밟을 수도 있지 저희가 이제 세 번째로 준비한 곡은 어, 두 번째 곡은 카푸스틴의 듀오 곡을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요. 사실 클래식 곡이 좀 대중들한테서 좀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면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듀오 세 곡을 선정한 거는 좀 더 신나게 들을 수 있고 그냥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곡들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카푸스틴 곡을 들으면 저희도 사실 이거를 연주를 할 때도 놀이공원에 가 있는 듯한 느낌을 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매번 리허설을 할 때마다 저희가 시간이 굉장히 짧게 연주, 연습을 했는데 매번 놀이공원을 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서 항상 즐겁게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재밌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놀이기구를 한번 타봅시다. 그럽시다. 약간 소리가 주제가 안 돼요. <laughs> 어, second가 조금 이제 오른 first를 <laughs> 좀 잘 이렇게 귀를 기울여줬으면 좋겠어요. 어, 어그 이제 second가 할 말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어, 스트가잘 이렇게 음. 리드해줬으면 좋겠어요. <laughs> 알겠습니다. 세 번째 곡은 볼컴의 우아한 유령입니다. 이 곡은 사실 볼컴이 아,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 추모하는 마음으로 쓴 곡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곡이 처음 들었을 때 좀 춤곡 같으면서도 굉장히 슬프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볼컴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또 슬픈 감정이 들지만 그러면서도 미소 짓는 그런 일들을 상상하면서 쓴 곡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곡은 사실 바이올린 곡으로도 유명하고 피아노 솔로로도 유명한 곡인데 저희가 듀오로 같이 치고 싶어서 친구한테 부탁해서 편곡을 해서 듀오곡을 만든 거예요. 우아한 유령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연주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의 케미는 오늘로써 마무리될 것 <laughs> 같네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듀오곡 연주하면서 발도 밟지 마시고 이렇게 사이좋게 잘 연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피아니스트들은 솔로 악기다 보니까 듀오할 기회가 이렇게 잘 없어서 네. 혼자가 조금 편하거든요, 네, 사실. 독주 악기여서. 너 편하지 혼자? 어, 나 편한 어, 것 네. 같아. 네, 이번 컨텐츠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도 이번 컨텐츠 준비하면서 너무 즐겁게 준비를 해서 너무 행복했고 같이 연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